Bi, video ini. Ah, video ini. Aduh, ya Allah. Ya Allah. Ya keluar, ayol. Bismillah. İşte bu Ya Allah. Bismillah. Ah. 오. 여로 요. 요망왕. 아.

Kita betul kan? Kan